필요 없어요. 앞에 있던데? 문제는 몇 등했어요? 오 4등. 진짜요? 대박이다. 자, 뜹니다. 자, 하나, 둘. 손을 네, 동무하고요. 자, 마지막 컨트 두 개. 아 정신을 못 아이고 가속 그렇지 <laughs> 시아와 치와 귀여워 야, 아주 잘 뛰고 있와제 1등 아니야?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위치. 어, 와 진짜 자, 반대로 마지막 아웃 기대 마지막 아웃 너무 감사합니다

뭐봐야 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하이야 하이 몇 등? 하이 꼴등? 하이 꼴등 <laughs> 하이 꼴등 했어요 하이 꼴등이야